노을 같은 너의 그 입술이 바다 같은 너의 그 입술이 내겐 어떤 별보다 이쁘지 너에게로 이어지는 기분이 Can you be my la la Hai girls, hari ini aku lagi ada di JCC di Beauty Professional Indonesia dan pada siang hari ini aku mau MC-in yang seru banget. Kira-kira acara apa ya? Dan kalau nggak salah tuh ada dua orang yang spesial hari ini akan hadir bersama-sama kita di Good Nah, kita lihat aja yuk buat 눈빛이 너를 향해 가잖아 넌 내게 어떤 환상도 줄수 있어 이제 내 옆에 와 도톰하게 두껍게 이제 맞아줘 아찔하게 같은 너의 그 입술이 바다 같은 너의 그 입술이 내겐 어떤 그보다 이쁘지 너에게로 이어지는 기분이 Can you be my la la 없을 때난 말에 너무 겨워 너가 있었으면 내 옆에 항상 말야 작은 이빨이 오목조목한 얘기를 만들어 입술에 결 따라 흐르네 yeah.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좋을 수 있다면 뭐라도 다 하겠어 너 입술이 내 볼에 도장을 남기면 난 멋있게 말하겠어 너는 내 여자고 우린 이제 구름 위로 가 내일 아침까지 흘러 흘러가 눈 같은 너의 그 입술 보다 이쁘지 너에게로 이어지는 기분이 Can you be my la la la la Can you be my la la la la Can you be my la la la la Can you be my la la la la 너와 있고 싶어 오늘 밤이 다가도록 예 목을 안고 있어도 돼 노을이 지도록 yeah. 넌 너무 예뻐해 yeah. 오늘은 하루 종일 옆에 있어줘 너를 만나고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나눈 모든 기억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가 소중하다는 말이야 우리가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 사이가 되기를 원해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너의 말에 고개를 그러 같은 너의 그 입술이 바다 같은 너의 그 입술이 내겐 어떤 별보다 이쁘지 너에게로 이어지는 기분이 내가 뭘 뭐 원하는지 그 같은 너의 그 입술 어떤 별보다 이쁘지 너에게로 이어지는 기분이 Can you be my la la la la Can you be my la la la la Can you be my la la la la Can you be my la la la la 굳이 어떤 식으로 널 정의하지 않을 거야 우린 규정들을 멀리하지 그래 보고 싶어 나는 너의 그대로를 너는 그런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넌 너무 예쁜 이미 다 알잖아 늑대들의 눈빛이 너를 향해 가잖아 넌 내게 어떤 환상도 줄 수 있어 이제 내 옆에 와도 도톰하게 두껍게 이제 맞아좋 아찔할 같은 너의 그 입술이 바다 같은 너의 그 입술이 내겐 어떤 것보다 이쁘지 너에게로 이어지는 기분이 you be my light? 옆에 항상 말야 작은 이빨이 어목조목한 얘기를 만들어 입술에 결 따라 흐르네 yeah, yeah.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좋을 수 있다면 뭐라도 다 하겠어